뽀뽀야 뽀뽀 어머 너무 이쁘다 우리 부부야나 엄마를 많이 닮아서 뭐든지 잘, 잘 어울리는 그런 패션러블한 아이지요 엄마는 모자충이잖아 그럼 뭐 모자를 한번 씌워볼까봐 <laughs> 귀여워 이 모자는 어때? 아, 귀여워. 엄마 이거 봐. 어, 귀여워. 귀여워. 아이고 라 이거 봐. 아 귀여워. 어, 귀여워. 어, 귀여워. 엄마야, 엄마. 좀 힙합한 이 파란 색깔 캡은 어떨까? 아 귀여워 난 어때? 엄마돈 많이 주고 산 거야 이 커버를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잘 나와 안녕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기어 나왔어 또봐요 <laughs> 아 귀여워 운동선수 같네요 이번엔 좀 이쁘지 않은 걸 해봅시다 부부야 어고급죠고급죠 고마워, 같았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자 오예. Wait. 네. 오 멋있는데. 그거는 왜, <laughs> 왜 이렇게 생겼지? 고마워 썼을 때 되게 이뻤는데 오늘은 어떤 모자가 저한테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나요? 저는 뭐든지 잘 어울렸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쁘니까 <laughs> 그럼 오늘 여기까지 부부 안녕